오케이 준비하라 티켓을 음오 이제 이렇게 해. 아! 아! 해. 빙. 하나. 자, 하나, 둘, 받아차기 하나, 둘, 빙. 하나. 자, 어디 마아 어디? 오케이, 다시 한번. 다시. Hey! 자, 단주! 자, 단주! 자, 단주! 아!